좋아요와 구독 아! 역시 나는 부트캠프가 잘 맞아 나는 이런데 가면은 텐션이 죽어 파밍하기 너무 싫어 내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나는 배그를 진짜 좋아하는데 파밍을 진짜 귀찮아해 아, 별로 없네 뭐 치킨 먹을 수 있겠네 부스킨 무조건 짱 먹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열발만 가지고 모가리를? <laughs> 빠 불쌍하다 아 쫓기 먹을 발 소리 구총 두 개 먹었다 이제 부트캠프 다 끝났다 역시 백은 이렇게 재밌지 파밍을 왜 하냐? 애들 죽이면 나오는데 지아지아 사운드 음 그럼 뭐라 멋있지? 아까 누가 나한테 못한다 그랬냐? 개못하이라고한 사람 다 나와. 지금 한마디 해봐. 어? 지금 얘기해봐. 어떤데? 12시 잡은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고? 이거 2창은 안 돼. 2창 가면은 오, 막 저런 애들 방 봤지? 2창은 좀 힘들고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. 근데 오른쪽으로 돌 때 항상 3창이 싸움이 끝난 걸 인지해야 돼. 이, 12시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너무너무 심심하다. 그러면 이 창고를 보면 삼창, 삼창고를 보면서 삼창고 싸움이 끝났단 말이지 없는 거 싹 봐주고 기회를 틈타서 여기는 아까 나한테 죽은 애가 턴거 같고 오른쪽으로 돌아 아니야 난 내 귀만 니다자 저기 수류탄 소리가 들렸다 뭐야 그러면 여기 애가 저쪽으로 붙었다 <laughs> 그러니까 이 집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자로 간 다음에 잡아주고 저 끝에는 있 저건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가 소개치 그럼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어 맞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술탄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지 어떤데 아 죽을 뻔했네 아 이거 무슨 빡부도 없이 저렇 미친듯이 뛰어 멋있어 그치? 알아 나 아직 좀 멋있는 것 같아 부트캠프 나가지 않았지만 슬슬 나가 준비해야 돼 왜냐?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상 있는 애들은 나 같은 변태다 아니다 나 같은 실력자거나 변태다 Y자는 마지막에도 안 가는 게 최선이야 왜냐 Y자는 애들이 개피된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무적존에 가만히 있거나 진짜 Y자가 존버가 제일 많아 이것 봐쟤 지금 이 창 존버한테 죽었다 막 내가 말했잖아 이 정도 돌, 반바퀴 돌고 나서 이 상에서 보이는 게 없으면 여기서 발소리 들린다 빠지는 게 좋은데 내가 아까 이쪽으로 안 가니까 저쪽에 있는 애가 나한테 왔어 난 얘만 잡으면 돼 여기서 문을 닫으면 어? 나 보고 있는데? 핵이야? 아 이거 좀 곤란한데? <laughs> 야 저건 너무 좀 무섭겠는데 내가 오기 전부터 날 재고 있는데 이거를 뭐? 사이가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 핵이잖아 너 꾸에나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, 걸보의 북캠 강의 방송인가요? 키키키 붙어주고 바꿔주고 돈다 걔는 샤샷발이 자신이 있어 왜냐면 핵이니까 나한테 안 붙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칸씩 땡겨서쟤 자꾸 뒤로 가지 왜냐면은 에임핵이니까 그럼 내가 붙어주는 거지 그렇지 핵은 이렇게 잡는 거야 붙어서 쟤는 뱅청한 에임핵이었어 에임핵이니까 자꾸 뒤로 가잖아 왜냐면은 쟤는 멀리 갈수록 쟤한테 이득이거든 발소리 아 내가 있던 집에 사람이 와버렸다 헉, 보였다 방금 봤어? 어 절로 갔는데? 내가 이거는 잘 썼는데 이건 좀 잘못 쓰거든 가만 가만 감는 게 좋은 것 같아 <laughs> 야너 그 이모티콘 금지야 안 부른다 <laughs> 안 부른다 어디서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못 쓸 때마다 자꾸 아니 이건 잡는 이거 이건 못 쓰겠어 이거 봐 이거 반동이 다르다 이거는 거랑 이거 왼쪽을 못 쓰겠어 아 응, 못 쓰겠어. <laughs> 아, 어디서 썼지? 아 뭐지?